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.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좀 챙겨 먹어요 yeah.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걸래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yeah.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진짜 그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. 그 뭐 먹으라는 말을 그쵸 제가 지금 몸무게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요. 아무튼 제가 할 말은 아니죠. 예. 알아봐줘요. 그녀 보내지 마요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감사합니다